거리 나가서 성형 어쩌면 나 외로워 보일지도 사람들 모두 괜찮아 보여 내일도 같을까봐 두려워 Don't worry about me You think I'm worried 모든 게다 멀쩡하다고 아마도 우린 여기서 멀리 떠나고 싶은 거일지도 Don't worry about me You think I'm worried 모든 걸 잃어버려도 얼마나 왔지 여긴 어딘지 몰라도 돼 It will be fine How do you feel lucky 한 잔 먹고 풀자 drinking 지겹게 괴롭혀도 우린 take a smile 나랑 같이 달리자 어디든지 okay 좋은 사람들과 good day 우리만의 happy ending 괜찮아 비가 와도 여긴 will be sunny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 always be okay okay Don't worry about me You think I'm worried 모든 게 다 멀쩡하다고 아마도 우린 여기서 멀리 떠나고 싶은 거일지도 Don't worry about me You think I'm worried 모든 걸 잃어버려도 얼마나 왔지 여긴 어딘지 몰라도 돼 I d r i n k i n 지겹게 괴롭혀도 우린 cake smile 나랑 같이 달리자 어디든지 okay 좋은 사람들과 그때 우리만의 해피엔딩 괜찮아 비가 와도 여긴 불이 써네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 always be okay okay 오늘도 거리 나가 서성여 noche